예? 아, 뭐야? 번지, 오 새로운 반지. 이거 네 번째. 와. 일단 우리 급수야. 그동안 다섯 하나 했던 리더 역할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뭐 정말 좋은 일 나쁜 일도 있겠지만 분께서 이렇게 있고 요즘 더욱더 형한테 고맙다는 생각 진짜 많아요 진짜 진짜, 진짜 형한테 더 전보다 뭔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뭐 말이 더 필요하겠냐만 너무 잘하고 있고 고맙다 이아 진심이에요 폴라스톤 반지를 이제 또 빼게 되네요 아, 새로운 반지 어 사이즈 딱 좋네 네, 지금처럼 애들 잘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네, 뭐 이제 또 계속 시작일 텐데 지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 너는 뭐 할 말 없니? 아 나도 너한테 어. 어. 아이 친구라서 너무 어. 부끄럽다 아 그래 불어도 힘내고 네 원래 쓰던 반지를 주시고요 지금부터 반지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내가 주는 반지니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네. 잘 끼고 다니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내고 항상 힘내라 원래 힘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항상 행복하게 생각났지? 이쁘다 항상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우리 팀에 꼭 필요한 멤버야 마사지 항상 사랑하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줘서 고맙다 Thank you 와 아, 보이세요? 전부 다 뭐 가벼운 거. 아 이거 좀 예쁘다 <laughs> 좋다. 아, 항상 잘하니까 뭐 옛날랑 똑같이 하면 되지. 어 뭐야? 덕담해 주는 거야? 응 덕담해. 그래. 너는 너도 어. 더 잘해라. 어? 내가 잘못하면 난 잘하고 임마. 안제를 어. 빼주세요. 오래오래 행복하게 활동하자 중학교 3학년 아, 때 만나 눈물 나는데? 중학교 3학년 때 만나 벌써 24살 정규예법 3집 네 번째 반지 어 근데 이쁘네 그래 이상이야 나 뭐 별로 할 말이 없어 오케이 지금처럼 파이팅 하자 자 지금부터 편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얇아 보이는데? 어 들어간다 어 근데 생각보다 오이 아, 한마디 너무 오글거리는데 헷헷 파이팅 예스 둘이 어색해 둘이 어색해 둘이 어색해 와야 거기 가져가 멋쟁이 목놈 그 감동 받았어 아. 와 진짜 안 맞아 안 빠져 손가락 얇아진 거 응. 아, 아, 다 힘드니까 같이 힘내고 응, 음, 그래. 네 번째 파이팅. 반지라는 게 참 신기하다 그치 어. 이팅 새로운 반지가 와. 너의 반지를 다시 바로 끼면 되지 대박이지 벌써 네 번째야 네 번째 이게 뭐지? X 이게 뭐냐면 13 그리고 3 1 2 되면은 17 아그 숫자를 쓰는 거구나 음. 너무 이쁘네 응? 음. 가? 아이 부끄럽네 어 그래 알지 갈게 아 안녕 가도 될까? 가도 되지 더 봐, 더 듣고 싶어? 어? 더 듣고 싶어? 좀 더 해볼래? 갈게 아 안녕 우리 승관이 우와 우리 승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<laughs> 자 승관아 널 간절히 때려 아, 우리 승관이 한번 어, 니거 맞아? 원래 새끼 아닌가? 여기 승관 아, 저기 승관이 누구 지 네. 아주 어, 어설프다. <laughs> 네, 원래 좀 어설프잖아. 그래. 네. 우리 순간 이번 활동도 <laughs> 잘했으면 좋겠고 즐겁게 <laughs>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. 이번 활동 파이팅하면서 우리가 맞지? 함께 할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맞아. 더욱더 생각하면서 팬분들과 생각해. 좋은 추억을 만들자꾸나. 그래, 그래, 잘해보자. 허그 한번 할까? 앉아보거라 새로운 반지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너에게 반지를 줄 것이다 이건 것 같구나 오좋은 덕담을 하래 응. 음. 화이팅 그치? 오더 바래? 비타민 좀 챙겨 먹어라 제발 오. 어, 좀 알았어 공개적으로 잔소리 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네가 안 하지. 내가 안 하, 내가 안 하게. 네가 안 한다. 그만할게. 그러니까 비타민 생기 먹으면 되잖아. 알았어. 비타민 생기 먹으면 내가 안 났잖아. 알았어. 알았어. 그러니 갑자기. 왔어 발골. 왔어. 아. 가벼워. 좀. 도발 끝났네 벌써 네 번째 네 번째? 네 번째 바지데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팀 전체가 이렇게 반지를 맞추는 게 데뷔 때부터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었는데 멤버들한테 전해주고 어, 서로에게 덕담도 한마디씩 하고 그냥 멤버들의 팀워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반지여서 참 의미 있는 이 반지를 전달해서 참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해주고 에너지 넘치게 웃어주는 멤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는 게 좀 시감이 나는 부분이 크고 한 번 더 우리 열세명 멈추고 뭔가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있다는 걸도 한번 느끼는 것 같고 확실히 이 반지를 바꿀 때마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더 새로운 시작고 더 새로운 모습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에너지를 나눠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. 또 이렇게 1년 10개월 만에 저희가 또 정규를 나오게 되었는데 아직 갈 길이 정말 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멤버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그냥 아,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쭉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활동 그리고 이제 있을 많은 활동들도 어, 팬 여러분들도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화이팅 할게요. 감사합니다.